러브라라의 채팅 이야기 오늘은 조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이라는 것은 모티브를 이렇게 하나를 뜨고 그 옆에 새로운 모티브를 연결해 주는 것을 조인이라고 합니다. 조인의 영어의 뜻도 연결하다라는 뜻입니다. 피코를 배우면서 이렇게 꽃모양 링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똑같은 꽃모양 링을 오늘 조인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피코 배울 때처럼 링으로 셔틀을 잡아주시고요. 더블 스티치를 두 개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떴습니다. 우리 오늘 조인할 위치는 모티브의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이 피코에다가 조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링에서 조인할 모티브는 항상 작업실을 기준으로 왼쪽 편의 모티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왼쪽 편의 모티브를 놓아 주겠습니다. 모티브를 놓아 주실 때조이날 피코가 작업실 위로 오도록 하면 작업이 좀 더 편리합니다. 모티브가 작업실 왼쪽 편에 위치하고 조이날 피코 위치가 작업실 위에 이렇게 올라오도록 배치를 하시면 작업하실 때 훨씬 편합니다. 자 이제 엄지로 이 모티브와 우리 손에 잡은 링실 요 더블 스티치 아래쪽 부분을 같이 엄지로 눌러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조인을 할 때는 이 아래쪽 부분은 움직이지 않도록 엄지로 딱 고정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피코의 코바늘을 준비하셔서 코바늘을 준비하셔서 피코의 코바늘을 넣으시고 뒤에 있는 작업실을 피코 밖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실을 가지고 나올 때 실이 엉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서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이 가지고 나온 실 구멍으로 셔틀이 통과해야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피코를 다시 엄지로 눌러서 움직이지 않게 다 같이 아랫부분과 함께 고정을 시켜준 다음 셔틀을 통과해 주겠습니다. 통과하신 다음에 검지와 셔틀을 당겨서 조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좋았습니다. 좋아, 좋아 주셨을 때 유의사항이 너무 검지를 많이 당겨서 피코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항상 가지고 나왔던 작업실이 이렇게 피코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 줄이 하나 이렇게 생기게 피코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엄지로 이 부분을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더블 스티치 두 개 뜨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우리 join하신 부분은 스티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join하신 부분 다음에 더블 스티치 1개, 더블 스티치 2개 이렇게 떠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꽃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피코 더블 스티치 2개 피코 더블 스티치 2개 피코 더블 스티치 2개 피코 더블 스티치 2개 이렇게 따주셨으면 링을 닫겠습니다. 이 피코가 상당히 길어졌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인을 통해서 기존에 떠놓았던 모티브와 새로운 모티브를 연결을 해봤습니다. 조인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티브를 뜨게 되면 앞면과 뒷면이 존재합니다. 우리 앞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더블 스티치 모양이 균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앞면이고요. 뒷면은 더블 스티치 자리 말고 피코를 만들 때 이렇게 줄이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뒷면입니다. 그래서 조인을 할 때는 항상 떠놓았던 모티브도 앞면 그리고 뜨고 있는 모티브는 당연히 뜨는 방향의 앞면이니까 떠놓았던 모티브도 앞면으로 맞춰 놓고 조인을 해야 훨씬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앞 뒷면을 구분을 하실 때 조인을 하실 때 더 확연히 표시가 나는데요. 조인은 앞면으로 조인을 하시게 되면 앞면이 역시 더블 스티치가 모두 다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색이 두 가지 이상을 썼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점이 찍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조인 뒷면은 이렇게 점이 찍히도록 점이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인을 하실 때는 특히 앞 뒷면을 조금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더예쁘게 예쁜 작품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조인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